20대부터 어, 50대, 60대까지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편하게 좀 더 이제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저희 안무와 노래가 너무 중독성 있고 신나서 보는 이들도 약간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! 서울, 렛츠 고! 서울, 서울, 서울, 서울, 서울이 좋다 서울이 좋다 SH는 집에 집중! 한 사람 한 사람 생애주기별 소울에 맞추다 소울이 좋다, 서울이 좋다 서울주택 도시공사 s o it so 우리 so 우리 좋다 so 우리 좋다 Yeah.